둘, 셋.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네. 자, 곧바로 개인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케플러 첫째 최유진입니다. 만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플러의 둘째 셔티입니다. 大家好，我是 Kepler 的小婷，见面啦，很开心。 안녕하세요. 저는 케프라 셋째 마시라입니다. 먼먼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와 케프라노 마시로 데스. 요러시쿠네가이시마 안녕하세요. 전 넷째 김채연입니다. 저는 멤버들의 인생샷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다섯째 김다현입니다. 콩순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여섯째 히카르입니다. 저는 해피 바이러스 <laughs> 개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플러 여덟째 서영은입니다. 저는 윙크 여정을 담고 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아홉째 막내 강예서입니다. 저는 케플러에서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음. 담당을 했습니다. 아.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 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음. 바로 바로 중대 발표! 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생겨서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에 뭐가 있죠? 어? 어? 리본? 리본? 뭐지? 자, 리본? 리본. 렁낀가 리본입니다. 아니요.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어, 발, 아, 밟았으 아, 네. 네. 네. 조심, 조심. 이번 발표라는 멘트가 좀 멋있고 그럴싸하니까 있어 보이게 저희가 커팅식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 어, 가위가 어디 있죠? 가위, 가위 여기요. 예. 네. 네. 짠. 어. Wow.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커팅. 네. 자를 건데요. 성공적인 중대 발표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라이브가 재미있게 끝날 수 있도록 간절함을 담아서 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절함을 담아서 간절함을, 간절함을 담아서 호! 자, 시작! 하나, 둘, 셋! 짠! 아! 네. 간절함을 담았습니까? 뭔가 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laughs> 네. 네. 세트도 너무 예뻐. 어, 세트도 너무 음, 예쁘고. 가위. 가위도 밑에다가 있게요 자, 아,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네. 자. 아. 두둥, 두둥, 네. 좀 정리가 리본 정리됐고 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중대 발표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서 어,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선생님, 제가 공개하고 싶어요. 아! 알겠 아! 저희는 대가족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정신이 되어줄 리더의 음. 어, 요, 요라, 역할. 역할. 응, 맞아요. 어, 정, 음, 정, 정말? 아, 정말? 정말? 정, 말 정여. 음, 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하 생각해요. 음, 음, 네. 맞아. 음, 이번에 진짜 진짜 기회를 음. 통해서 어, 우리 리더가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네, 정해졌네요. 네. 그래서 네. 어이 귀여워. 우리 첫째 유치원이 네. 커플로 나와주세요. 음. 음. 이명장, 리더 최우진. 아, 위 멤버는 모든 멤버들의 심사숙고 끝에 케플러를 이끌러가 리더로 선정되었기에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플로의 든든한 리더가 되길 어, 기원합니다. 오, 오, 잘해. 케플러 1등. 오, 1등. 1등. 1등. 1등. 1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laughs> 어, 우리 케플러 멤버들이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잘부드립니다잘부드립니다어 그리고 사실 리더가 있다면 브리더가 있어야겠죠. 저희 팀은 브리더를 정해서 딱 브리더도 투표를 아 브리더도 했었는데 어, 제가 나온 김에 부리더 익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네. 마시로 <clears throat> 앞으로 나와주세요. 호! 브리더! 브리더. 든든하다. 임명장, <clears throat> 케플러, 부리더 마시로. 위 멤버는 모든 멤버들의 심사숙고 끝에 케플러를 이끌어갈 브리더로 선정되었기에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케플러의 듬직한 브리더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케플러 1동! 와! 축하해요! 리더님 소감 네. 한번 아, 말씀해 아, 네. 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브리다 마술입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브리다가 되었기 때문에 예진 언니 혼자만의 부담되지 않도록 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고 싶고요.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아니 진짜 어, 저 혼자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거든요. 음. 제 성격이 딱딱딱 하는 음. 성격도 아니기도 하면서 근데 시로가 항상 보면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들에 뭔가 빠진 부분들을 시로가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정말 우리 팀 조화가 더잘 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진짜 언니들 얘기 엄청 많이 듣고 맞아요. 제 얘기도 언니들 너무 잘 들어주고 이 대화에 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음, 진짜로 항상 밥 먹고도 하고 음. 집에 가면서도 하고 음. 다들 모여서도 맨날 자기 전에도 얘기하고 음. 아. 그래서 역시 역시 우리 <laughs> 어. 케플러 언니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와네 어, 네, 훈훈하네요. <laughs> 역시 케플러는 훈훈한 그룹입니다. 맞아요. 네, 이 훈훈함을 받고 저희의 매력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셨나요? 짜잔! 네. 짜잔! 어? 어? <laughs> 어? 어? 이거? 어. 안 보인대요? 아? 어? 이거요? 네, 어.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laughs> <laughs> 귀여워. 어떻게 볼지 있어요? 어, 네. 수 있어요? 일단 언니가 설명을 조금. 저거는 아 정체불명의 음절이 쓰여있는 판넬인데요. 음. 각 음절 구역에 우리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토크나 행동형 미션이 적혀 있습니다. 네, 네. 이를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어, 각자 원하는 걸 골라서 그 스티커를 쫙 뜯어주시면 됩니다. 음. 언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역시 선생님! 네. 그럼 혹시 쓰러 가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 일단 지금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갈까요? 네. 네 좋아요. 실험 먼저? 네. 브리더님 출발! 출발! 첫 번째 마시로 골라주세요. 네. 와.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어떤 걸 뜯을지 과연 많은데요? 닛? 닛? 닛? 닛? 닛? 닛? 네, 닛? 닛? 닛?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싫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어, 음. 리도 있네. 닛. 오? 과연? 여기가 아닌 뭐예요? 괜찮아. 침착해. 여기입니다. 아! 네. 어떤 거야? 뭐요? 내 안에 다정함이 허팔한다. 어? 자꾸 어. 자꾸 챙겨주고 싶은 어. 멤버 top 3를 뽑자면 아. 어. 우리더에 어, 딱 잘 골랐네. 멤버가 있다면 <gasps> 챙겨주고 싶은 멤버 top 3요. <clears throat> 제가 챙기는 거죠. 다 챙겨주고 싶은데 다 챙겨주고 싶은데 세 명을 거르자면은 일단 만네인에서 음. 음. 예선은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laughs> 네,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예선 아, 챙겨야 돼요. <laughs> 아침도 못 일어나고 <laughs> 네, 제가 잘 챙기는 것 네. 같아요. 학교 가야 돼. 네, 두 번째로는 히카루. 음. 아, 아, 아 귀여워. 히카루가 예서보다 언니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엄청 애기입니다. 음. 애기이기도 네. 하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도와줄 게 많은 것 같아서 음. 네. 히카루를 골랐고요. 마지막은 <laughs> 다현이가 엄청나게 쳐다봐가지고 다현이를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다현이는 챙길 게 없어가지고 음. 제가 반대로 챙겨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현이 걸라, 걸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명? 네. 그러면은 언니는 언니가 제일 뭔가 언니 본인도 이제 챙겨주길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챙겨 음. 받고 싶은 그런 멤버가 있어요. 어 받고 싶다기보다 챙겨주는 멤버가 바로 영은인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맞아. 되게 네분위 상황 파악도 잘하고 음. 맞아. 뭔가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자주 자주 제가 챙기려고 하다가 영은이가 더 챙겨주는 <laughs> 상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은이가 나이는 어린데 진짜 음. 성숙해 음.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다. <laughs> 네. 역시.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영은이 한 번 뽑으러 갈까요? 갈까요? 좋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의젓한 영은이. <laughs> 의젓하요? <laughs> 와 이게 이렇게 있구나. 과연 음. 뭐 하고 싶어요? 과연 어떤 걸 뽑을지 영리의 선택은 아,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레를 한번 레 아. 네, 과연 아우 고 아닌 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손에 힘이 좋아서 역시 의지하고 싶으면 어려워요. 어려 가까이. 네. 네. 세금. 음. 오케이. 자, 찍고 싶은 CF가 있다면 오 원하는 오 CF 연기 3종 세트를 보여주세요. 오 잘할 그 것 같아. 약간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약간 팬분들께서 음. 어, 원래 있던 CF 말고 영은이만의 CF를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영은이만의 CF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돼요. 약간 팬분들께서 힘드시고 약간 지치실 때 어, 힘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에너지 있는 광고를 한번 네. 찍어보겠습니다. 영은이 음. 캐릭터네, 딸. 파이팅! 음. 네. 음. 예쁘다. 파이팅! 여러분, 저 영은이랑 항상 행복하고 웃고 자신 있게 아자아자 화이팅! 아! 귀여워. 뭔가 레모나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 어, 약간 에너지틱하고 되게 비타형은 이렇게 네. 있어요. 비타형은 언니 오늘 힘난다. 힘난다. 영훈이 덕분에 힘이 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다, 다음 희애 희애 닝바이에 닝바이에 닝바이에 오빠 지어주세요 <laughs> 과연 과연 어, 희애 오늘 뭔가 성숙하다 음. 음. 약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음. 어. 어. 좀잘 어울리는 잘어울려요뭘 뽑지? 어, 어 저는 Let's go Let's go. 풀을 뽑아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플래닛. 플래닛. 오, 어, 약간 빙고, 가운데 하는 건가? 가운데. <laughs> 역시 가운데가 좋아. 네. 아우? 거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어? 아, 아니네, 맞아요. 잘 뽑았어요. 오. 어. 짠, 짠. 네, 짜잔 케플러의 비타민! 언니 오. 동생별로 특화된 치열업 방법이 있나요? 어. 오. 비타민 얘기 나왔는데. 좋은 거. 그니까 어, 사실 저는 한번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별거 안 했는데 뭔가 언니들이 자꾸 웃어주는 네. 그래서 대체 내가 뭘 했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웃어주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니들한테 아니 희애가 눈을 마주치면 일단 희애랑 눈을 마주치면 되게 되게 재밌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일단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올라가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무 같은 것도 재, 재밌게 혼자 변형해서 추는 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웃깁니다 너무 행복해요 희애 덕분에 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웃긴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 상당안 웃어 어, 왜 웃는지 몰라 맞아. 그게 웃겨 희애랑 안무하다가는 마주치면 행복해지지 않아 아니 히카볼 때마다 웃어요 아니 저, 저랑 희애가 계속 티에 있어요 아니면 옆에 아. 있어요 같은 네. 위치. 아. 그래서 너무 웃겨. 또 계속 또가 이동해도 맞 연습하다가 웃어서 우, 웃어서 울었잖아. 맞아. 진짜 <laughs> 계속 웃어가지고. 맞아. 아, 진짜 둘이 엄청. 얘가 진짜 웃겨요. 말이 네. 음. 아,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언니들한테 특화된 약간 치열업 방법 방법은 일단 언니들한테는 뭔가 가끔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조금 음. 전 아무렇지 않지만 이렇게 <laughs> 웃음이 되어주고 또 친구인 히카루랑 영은이랑은 뭐 그냥 같이 얘기해도 행복하고 재밌고 그리고 예서는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우정도 많다 보니까 음. 예서는 그냥 같이 있으면 예서도 약간 에너지가 넘치니까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요 같이 그래서 응. 음. 멤버들 사랑해요 여 음. 사랑 아니 우리 멤버들 진짜 에너지 너 좋다니까? <laughs> 맞아. <laughs> 어, 희애는 <laughs> 뭔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음. 음. 반대로 음. 반대로 음. 저는 그냥 멤버들하고 있는 24시간이 행복합니다. 아 0.5초짜리 아! 바로 잘한다. 바로 나오네. 바로 지금도 행복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행복해요. 우리 케플러 학기라서. 아! 리자. 네, 그다음 제가 리자 언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자. Let's go. 자, 저는 과연 우리 리더는 무엇을 고를 것인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 언니 이게 아니에요 너무 과격하게 뜨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팍 뜯어버려 역힘이 좀 좋아서 은근하다 언니가 진짜 손안 힘세다 갑자기 여덟 명의 동생이 생겼다 어 생겼는데요? <laughs> 이 동생들이 찐 동생이라면 어떤 캐릭터의 동생일 것 같은지 오, <laughs> 어, 음. 신박한 질문 어.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어, 한 명씩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히카루 먼저 히카루는 일단 되게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어. 개구쟁이일 것 같아 막 언니 막 음, 음, 음, <laughs> 계속 옆에서 막 쪼갈쪼갈쪼갈 맞아 맞아 맞아 근데 <laughs> 이거 맞아 막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야 맞아요 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선은 아 이게 막내다 보니까 항상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음, 느낌이야 음, 음. 뭔가 힘들어 보일 때 함부로 이렇게 안아주거나 음. 막 뭐 가끔씩 그런 맞아요 진짜 애교 어. 많고 맞아 애교 많아요? 응, 응. 일상에 애교 방금도 애교 많아요? 어, 애교 많아요? <laughs> 어? 너 많아 요? 애교 많아요? 음. 챙겨주고 싶은 다현이는 <laughs> 왜요 왜요? 왜죠 왜죠? 아니 너가 이러고 있으니까 음, 다현이는 사실 너무 예능캐라서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 아, 다현아 좀 웃겨줘 <laughs> 이럴 수 있는 진짜 진짜 웃겨요. 네. 음. 그 다음 샤우팅은 항상 어른스럽다 보니까 좀 뭔가 뭔가 챙김을 오히려 음, 받을 것 음. 같은. 아, 어. 맞아요. 음. 나는 플래닛 때부터 음. 계속 같이 했었으니까 네. 되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다는 거를 알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성숙한 동생? <laughs> 음. 일 것 같고 채연이는? 채연이는 <laughs> 진짜 진짜 찐 자매처럼 아. 진짜 찐 자매가 될 것 같아요. 것같아 어, 막 티격태격하면서도 막 맛있는 음식 음. 얘기할 때나 막 재밌는 얘기할 때 언니 언니 그래서요.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진짜 찐 동생 찐 언니 같은 느낌일 것 음. 같고요. 음. 그다음 희애는 희애도 똑같이 장난이 많을 것 같은 느낌. 음, 의외로. 어 의외로. 진짜 되게 막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엘레강스하게 생겼는데 진짜 장난기 많을 것 같고 시, 실제로도 장난기가 많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영은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 아니다 성숙한 면도 있는데 애교를 좀 마, 애교가 좀 많아요 음. 아, 언니, 언니 이럴 것 같고 맞아. 네, 네. 뭔가 요구할 때 더 애교할 것 음. 같아. 언니 나 용돈, 용돈 <laughs> 필요해. 야, 용돈 <laughs> 그래 영훈아. 부들부들부들 <laughs> 줄게. 부들부들부들부들. 귀여워서 준다. 어. 그리고 시로는 진짜 신기한 게 동생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언니, 언니 같은 느낌이 음.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할때 이제 아, 딱 둘이 더네 진짜 음, 음.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 좀 약간 같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음, 동생 네 좋아요 딱 둘이 더 짱이네요 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딱 언니가 약간 어. 약간 해준 게 딱 그런 느낌 느껴져요 음. 히카루 동생이라면 약간 이런 거 음. <laughs> 근데 미워할 수 없어 네, 아, 귀여워 아니야 아. 네. 뭔가 반대로 네. 응. 유진, 언니가, 언니가. 어. 응. 진짜 언니라면 <laughs> 유진 언니가 진짜 진, 친언니라면 어떨 것 같아? 나보다 동생일 것 같은 어. 언니. <laughs> 맞아. <laughs> 뭔지 알죠? 맞아, 맞아. 아니 뭔가, 뭔 내가 깨워줘야 되고 내가 어. 밥 뭐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유진 언니 약간 애교 부리면서 응. 나 저거 해줘 이럴 것 같아. 맞아맞아야 불러가지고 불 꺼줘 이게 아니라 채연아 잠시만 봐봐. 똑같아.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나불좀 꺼줘. 아, 아. 불좀 꺼줄 수 있어? 아, 오케이. 불 좀 꺼줄 수 있어. 고마워. 이런 느낌. 아, 맞아. 이럴 것 같은 언니. 어. 정답. 네. 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네요. 맞아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고! 채영 씨. 채영. 태연 언전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오. 어. 어떤 거요? 가. 가. 가. 가. <laughs> 어! 고막 포강 모먼츠 노래 30초 불러주기. 와! 와잘 뽑았네. 내 거네 내 거네. 진짜. 오케이. 어, 디서 부르면 되죠? 센터! 마이 마이크! 센터! 마이크 좀 봐요, 이거 마이크도! 잠시 <laughs> 빌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이크네. 그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어, 아. 너무 예뻐. 음악 방송 같아. 괜찮아도 괜찮아 불러주세요. 어. 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자 하나, 5, 6, 7 네. 해주세요. 5, 6, 7, 8 때로 놀고 때로 눕고 기대하고 아파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와 비호감! 오반주라니 수능이었잖아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의미도. 그러니까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음. 괜찮아도 괜찮아요. 괜찮아도 어, 딱 노래 가사에 음. 맞춰서 목소리도 너무 음. 잘 어울려. 맞아요. 맞아요. 음. 약간 채연이 그때 아이언 아이 바다처럼 음. 약간 잔잔하면서 목소리 톤이 음. 이쁜 그런 노래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아 좋아요. 나, 나중에 약간 팝송 음. 음. 같은 음.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신청곡 생각이 나야겠다. 음. 음. 네. 재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한 명당 1개씩 오. 오. <laughs> 그러면 80곡. 그러면 치즈 <laughs> 매일 <laughs> 재즈 맛만 조금 보여줄 수 있나? 재즈요? 어. 아니면 무슨 곡 있지? 그때 드, 좀 들려줬던 거 있잖아. 뭐 있을까요? 팝송? 팝송이나 그 그거 있잖아. 뭐죠? 아.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Pretty? 어, 이거. 아, 이거 어렵나? For you give me feelings never felt 아! before I'm making it up feels by knocking at your door 아, 역시. 좋아. 아니, 부럽다. 것도 잘하고. 나, 아이, 아이, 아우, 너무 잘한다. 언니, 이따 사인해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넥스트. 네. Let's go. Let's go. 하고 싶어 있어요. 어. 마지막 이거. 엉. 엉. 아, 귀여워. 언니. 아, 아 언니. 아, 언니. 언니. 오, 춤의 교기를 허물다. 댄스 스포츠 종 음. 제일 자신 있는 동작. 언니 그 아. 댄스 스포츠 그거 네, 언니 막 맞아. 옛날에 그거 아, 아, 맞아 진짜 잘 맞는 거 다 뽑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음... 사 걸스플랜이 99대 어, 제가 제일 좋아해 무대는 팬미잖아요 음. 어, 그이 안무 동작 어, 하나 동작 look like 라틴 댄스. 음. 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음. 해주세요. 그 동작, 그 동작 어, 보여드릴게요. 아! 센터로. 와. 보여주세요. 보여줘. 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디였지? 자, 훅하고 가, 뱀뱀뱀. 오케이, 오케이. 5, 6, 7, 8 훅하고 가 뱀뱀뱀 숨 죽여 난 너에게 아, 아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아. 여기 포인트. 아. 아. 아. 역시이다 다르다. 달라 달라. 다르다 다르다. 아니 팔다리가 예쁘다. 길어가지고. 너무. 네. 어쩜 이렇게 지가. 너무, 너무, 너무 예뻐. 음. 고마워요. 진짜 너무 예뻐. 싸. 너무 싸. 싸. 아, 맞아 싸. 싸. 아 미안해. 너무 멋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다현 아, 언니. 저요? 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팅. <laughs> 저는 음. 디안 디안. 뭘 하지? <laughs> 캘러리 캘러리 캘러리 캘러리 캘러리 <laughs> 캘러리 러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어? 어? 귀요미 동요 가사에 맞춰 프리스타일 댄스를 어. 보여주세요! 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동요를 동요를 불러드릴게요. 곰새마리? 괜 곰새마리. 곰새마리 괜찮나요? 어, 네. 좋아요. 곰새마리 뭐 귀엽게도 하고 해보자. 파워풀하게도 하고. 음. 네. 귀엽게 파워풀하게? 응. 음. 음. 어? 오케이. 아빠 할 때 막 어? 오케이. 아 해볼게요. 아 5, 6, 7, 에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반전. 역시. 역시, 반전 매 갑자기 막 내 앞에서 막 팔을 막 <laughs> 팔을 막 <laughs> 놀랐죠? 팔이 놀랐죠? 표현했어요. 그 음. 약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언니 혹시 트로트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오케이. 다현이의 곡이 있지. 언니만의 그런 스타일로. 그래 좋다. 오케이. 오케이. wow. 가자. 사랑의 배터리. 아, 사랑의 배터리. 춤? 오케이. 응. 프리스타일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씨. 아, 네. 괜찮아요? 네. 한 박자 쉬고 두 네, 박자 쉬고 세 박자 먼저 쉬고 네, 나의 사랑으로 채워줘요 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오! 감사합니다. 어떻 하지? 그냥 배우고 싶대. 너무 멋있어. 어떡해. 반했어요? 어떻 하지? 반했어요? 어떻게 그걸 즉석에서 막 만들지? 반했어요? 아! 반했어요. 아! 네. 네. 사인, 사인, 사인. 사인 해요 서로. 팬이에요. 팬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요. 이제 예서 씨 갑시다. 네. 오. 두구두구두구 네, 망두구두구두구둘 어, 중에 하나는 뭘? 어? 피카루 뭐 하고 싶어? 저예요? 응. 저는 리 하고 싶어요. <laughs> 리? 네. 네. 진짜. 예서가 고마워요. 골라준 거. <laughs> 아리가또 고자 골라줬어. 리. 아! 어? 오케이! 오. 어? 어. 갑자기 여덟 명의 언니들이 생겼다. 아, 언니, 어떻게 이래? 또 언니들이네? 오. 언니들의 특징을 모사해보자면 아 어떻게 이래? 어 진짜 어렵, 어려운데 그러면 가까운 히카루 언니부터 한번 해볼게요. 히카루 언니 뭔가 조용히 하십시오. <laughs> 네. 하십시오. 조용히 이거일 것 같고 다현 언니는 아까도 계속 했는데 아 뭔지 알아. 오도방 힘들었 때. 약간 약간 이런 거. 음. 이거 하는 거. <laughs> 잘 캐치했어. 어. 샤워팅 언니는 저기 선생님! 맞아, 어, 네. <laughs> 네. 질문 있습니다. 네. <laughs> 이거 항상 언니 응, 음, 맞아, 이거 맞아, 습관. 저희 그래서 다 약간 한 번씩 다, 다 하는 것 같아요. 응. 음. 음. 아 저기 다른 멤버 저저그 그, 그, 어, 그 선생님 아. <laughs> 약간 로봇 같. 아. 선생님. 자 그리고 채연 언니. 채연 언니는 요즘 따라 저희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고 음, 그리고 언니가 맞아. 카메라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맞아. 다현아 고개 조금만 올려봐.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유진 언니 유진 언니 조금만 조금만. 잘한다. 맞아. 한번 보여주세요. 인샷 담당인데. 보여주세요. 예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오케이. 어 예서 여기 머리 잠시만. 아 네. 어, 디테일. 고개 살짝만 이렇게. 네.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laughs> 맞아. 이렇게. 아, 맞아. 어. 저희의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유진 언니는 네. 항상 아침마다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아, 어. 5분만. 얘들아 어딨어? 어, 맞아. 어 잠시만요. 아, 맞아. 똑같아. 아니 여러분. 아, 똑같아. 똑같아. 안녕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 이거 이거. 안녕 진짜 똑같아요. 아근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언니?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귀여워. 안 보여서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아니 언니 음, 맨날 아침에 응, 음, 아침에 깨우러 가면 진짜 진짜 벌떡 일어나서 어 하고 나가면 다시 해요. 아, 그리고 아침 아침 먹을 때도 어. 프로그램 때 아침 먹겠다고 저한테 깨워달래요. 그래서 깨우러 갔어요. 언니 아침 먹어야죠. 그래서 아,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쓰러지고 그 다음날도 어. 아침을 먹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저는 음, 아니 <laughs> 연습이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음. 그건 아니면 먹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예. 희 언니는 솔직히 모든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냥 살면서 언니같이 재밌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웃겨. 언니, <laughs> 언니, 언니가 뭔가 제가 딱 언니다 할 만한 거는 언니가 예전에 슛이라는 곡으로 음 경연을 한 번한 음 적이 음, 있는데 그때 하필 왜 오늘일까 아 네. 아이 있었어요. 이 눈썹. 눈 어. 음, 동그랗게 떠야 된다고. 하필 오늘일까 <laughs> 너무 예뻤어요 진짜 아, 예뻤어요 진짜 슛, 예. 슛. 그리고 영은 언니는 영은 언니가 음 영은 언니 영은 언니는 항상 어 예서 예서 왔어? 예서 아. 왔어?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항상 저를 음, 챙겨줘요 맞아, 진짜 맞아 히카루 언니 sweet girl. 히카루 히카루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음. 이런 거 진짜 맞아 스윗 예서가 아, 한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서수 어떻게 보면 제가 생일이 늦어서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근데 이제 막내니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뭐 하면은 언니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 예서 여기 앉아. 여기 예서 어. 앉아. 예서 앉아. 예서 앉아. 예서 앉아. 먹었어? 이러면서 어. 계속 막 챙겨주고 음. 약간 예서를 챙기는 게 음. 삶의 <laughs> 낙곡인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서 챙기는 게 취미가 됐어요. 아. <laughs> 사실 이건 모든 언니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음. 항상. 근데 서수희 씨, 음. <laughs> 서수희, 서수희, 서수희 씨 별명이다. 마지막 시로 언니. 시로 언니는 이 보조개가 진짜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 어? 오! 똑같아. 닮았어.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저 어, 어, 아니면... 항상 맞아. 맞아 맞아. 와 아! 아, 이쁘다. 귀여워요. 이거. 항상 언니가 하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진짜. 음. 예서랑 마실 시 언니랑 머리 길이가 차이 나는데도 항상 헷갈려. 음. 맞아요. 항상 어 마실 시 언니 어 예서구나. 예서야 어 마실 시 언니 안녕하세요. 그럼 <laughs> 예서가 시호 언니 옆에 가서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어 좋아. <laughs> 진짜요? 닮아 진짜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 진짜로. <laughs> 그래요. 진짜. 친언니. 와 어, 닮았어. 닮았어요? 어, 네. 똑같네. 닮았어. 아, 저희는 모르거든요. <laughs> 웃어봐요 둘이. 하나 네. 둘. 그걸 <laughs> 보는 거 같아. 그걸 보는 거 같아. 진짜 닮았어. 음. 아니 잠깐. 귀여워. 자 네. 우리 카메라 아.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네. 셋. 아 너무 귀여워. 예쁘다 예쁘다 잘 만나 예시로 예서 진짜 관찰력 좋다 음. 그니까 음. 아니면 우리도 어이. 예서를 한번 따라해봐요 저 있어요 있어요? 예서가 그 항상 대기할 때 자잖아요 그때마다 진짜 귀엽게 자는데 맞아. 진짜 잘 때 항상 입을 맞아. 이렇게 맞아. 예쁘게 자요 잘 때도 음. 그래서 항상 그거를 사진을 찍어놔요. 폴라로이드로. <laughs> 찍었어요? 찍었어. 맞아, 몰랐어. 거 찍은 거 되게 많아. 언제 찍었어요? 몇 개 더 있어. 많이 찍었어. 에? 스트레칭하다 잔 것도 뭐 진짜 귀여워. 진짜 많아요. 진짜 애기. 아. 애기 토끼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아. <laughs> 어떻게 잤지? 한번 보여줘. 한번 아 보여줘. 좋아요, 좋아요. 자는 모습을 기억하는지 한번. 진짜 뭔가 진짜 귀여워. 어떻게 어떻게 잤다고요? 일단 모르 벌어져. 입은 벌어. 근데 살짝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 힘을 풀고 입. 어. 어. 어. 아! 어. <laughs> 귀여워. 근데 저 눈이 잘 안 감기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살짝 떠 있어. 살짝 떠 있어. 살짝 떠 있고.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게. 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음. 그게 어. 그게 레전드였는데 언니들 옷걸이로 제 어, 몸에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예서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연습실에서. 그래서 거기 예서 집처럼 옷걸이로 예서 이렇게 존을 만들어줬어요. 신발도 벗겨가지고 이렇게 넣고. 귀여워. 벗겼어요? 어, 네. 어. 벗겼어요. 난 내가 벗은 줄 알았죠. 네. 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히카르 네! 희는 니를 하고 싶었지. 니를 하고 싶었지만 캐를 어, 해밖에 네, 없습니다. 해밖에 네. <laughs>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트램! 오! 오! 걸크러쉬 뿜뿜. 뿜뿜. 뿜뿜. 아 뿜뿜. 아, <laughs> 뿜뿜.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생 모습을 자유롭게 어필해 주세요. 아, 어, 아, 알아? 네. 예. 스 아. 잘해 한국어. 저는 샘 모습. 저는 표정으로 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 Let's go. 네. 뭐 할까요? 그 분바야? 분바야. 분바야도 듣고 많이 연구했던 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어쩌니? 오케이 오케이. 불러주세요. 네. 5, 6, 어쩌니 숨지는 나야 오! 다음 아마 팬분들이 다 인상에 남는 메르핑 아빠 니에요 이거 마지막 디 음, 음. 이게 레전드지 이거 이거 진짜 네,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5, 6, 7, 8 이거 마지막 디쉬 음. 아! 아니 제가 네, 우리 잘한다. 아돌라 라이브 했었잖아요. 네. 그때 히카루가 젓가락질을 되게 잘했잖아요. 음. 맞아요. 중간에 이거 마지막 때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오늘 보내. 아, 아 오늘 보내. 너무 좋습니다. 평생 아, 시킬 거야. 진짜. 아니 히카루의 걸크러쉬는 진짜 처음부터 걸스 플래이 음. 처음 했을 때부터 인상 어, 깊었죠. 어, 이게 뭐야? 되게 잘한다. 음. 나 그래서 그때 리액션 나 많이 나왔잖아. 음. 쟤 뭐야? 어, 맞아. 쟤 어, 뭐야? 와 1등 잘한다. 어. 진짜. 음.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 귀여운 애인지 몰랐지. 네. 아, 아, 몰랐지. 그냥 이렇게 귀여운 애인지 몰랐지. 우선 언니, 센 언니. 응. 네. 근데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베이미. 너무 귀엽다. 네. 아우 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캐플러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블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거든요. 아. 너무 빨라요. 진짜 빨라요. 진짜,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 히카루 귀엽네. 응원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음, 뭔가 팬 랜덤인 듯 랜덤 아닌 맞아. 뭐 그런 느낌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이고 음.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좋아요. 근데 진짜 네. <laughs> 아이 아고아고 네. 뭔가 진짜 재밌는 댓글들이 보면 볼수록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맞그 뭐라 그래야 되지? 주접? 주접 댓글들이 음, 네.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웃겨가지고 음. 계속 웃게 돼요. 음. 아, 로 예쁘다. 영은아 영은아. 너무 사랑해. 다현아. 해플로 돈 많이 벌어. 아, 뭐, <laughs> 해플로 돈 많이 벌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케플러 아, 리얼리티 해주세요. 리얼리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 뭔가 진짜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음. 이렇게 네. 잘 보이고 싶고 <clears throat>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맞아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진짜. 당연하죠. 너무 너무. <laughs>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타이밍에. 아, 여러분. <laughs> 오케이.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여러분, 네. 뭔가 잊으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아 네. 전 잊지 않았습니다. 음. 아, 아, 저희 중대 발표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맞아요. 어, 타이밍이 딱 좋네요. 네, 저희 케플러의 리더와 부리더가 생겼고 음. 아주 매력 뿜뿜 넘치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없는 거는 뭘까요? 뭘까요? 아, 뭘까요? 뭐가 빠졌는데. 바로 뭐지, 팀 뭐지? 구호입니다. 네! 케플러의 가치관이자 저희의 목표가 담긴 그거를 저희가 60? 어, 어, 60초? 어, 60초 후에 아, 네. 공개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1, 2, 3, 4, 5, 6. 60초 공개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그런 거? 이렇게, 아주, 아주 귀여워. 귀여워. 걸스 <laughs> 때 맨날 투표 결과 방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음, 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주 센스가 넘치네요. 네. 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호 어? 한번 아, 예, 예. 잠시만요. 어. 네, 오케이. 음. 네. 다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네. 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어디 카메라 떨리네요. 어디 카메라를 봐야 될까요? 정간. 한, 네. 가운데. 아, 네? 첫, 첫, 공개. 네. 어디 가야 되지? 떨린다. 아,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빨강색. 네. 자,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캔플라입니다. 여러분 첫 공개예요, 첫 공개. 와. 우리 일곱째 영어 잘하는 일곱째 한번 영어 원어민 발음으로 해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et's go. 오. Catch your 다시. 어? 아, 아니 이게 조금 네. 긴장하지 말고. 네. 호흡하고 호흡하고. 넥스. <laughs> 하겠습니다.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laughs> 네. 저희 캐플러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와우! 아니 저희가 팬 구호 하자마자 갑자기 또 댓글들이 엄청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와. 다들 아, 귀엽다. 근데 진짜 빠르다. 근데 너무 빨라서 진짜 못 음. 읽겠어요. 음. 네. 예쁘다. 우리 한번 어. 일어나서 한번 구호를 어, 좋아요. 네,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좋아요. 네. 같이, 같이 할수 있어. Catch your 잘하지. Catch your mind. 좀 어려운데? 어, 중... 음. 어려운데? 어려운데? 좀 안으로. 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 좀 붙을까요? 네. 할게요. 네. 셋, 넷.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캡플러입니다. 다들 너무 귀엽다고. 네, 반응이 좋아요. 너무 좋아. 되습니다 네, 진짜. 진짜 빨라요. 진짜.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많아요. 하트 응. 음. 하트 하트. 와 하트 엄청 올라가. 하트 어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와 와. 댓글이 와, 댓글이 안보여 진짜 빠르다. 자 다이모지. 자 우와. 너무 좋대요. 진짜 빠르다.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음. 우리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는 음. 어떨지 매 네, 라이브마다 하는 그 네. 타임 그러면 하트로 해볼게요. 좋아요. 5초. 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그다음에 캐플러. 음. Catch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할까? 아이. 네. 이렇게 아이. 아이.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마지막. 뭐 할까요? 캐, 캐쳐. 마인? 마인.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네. 아, 오늘의 중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 많 시간이 되었어요. 네, 첫 유튜브 공식 라이브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팬분들 다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었는데 <laughs>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어색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처음이니까요. 유튜브 라이브는.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에 한 명씩 캐첩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로부터? 네. 캐첩 타임 귀엽게, 이쁘게, 상큼하게. 네. 음. 오늘 어색했던 거 이런 걸로 봐주세요. 네. <laughs> 네.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아 귀여워. 네. 다음 예서.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예뻐. 땅. 예뻐. 어 인형인가? 그니까 진짜. 진짜 살아있다. 자 다현이. 네. <laughs> 오케이. 짠. 귀여워. 어, 나만 콩이 귀여워. 콩순이. 아. 내 눈을 <laughs> 콩순이 냉장고. 누르면 몰라요. 누르면 보지 나와요. 다음 쇼팅. 띵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아, 아 너무 예뻐. 아, 나 공주. 뭘 해도 예뻐. 음. 어떻게 이래요? 다음 채연이 더 채연이도 이뻐요. 네. 어우. 예쁜가요? 너무 네.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저도 capture I'm 와. 예쁩니다. 말랑이. 저도 진짜 하이. 진 언니. 네. 여기 보면 되나요? capture I 네. 우리 리다. 리다. 리다. 리다. <laughs> Next. Next. Next. h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아, 네. 예쁘다. 예쁘다. 엘레강스. <laughs> 엘레강스. 네. 네. 다음 영은이.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아! 오. 아, 오늘 소리 진짜 스위트. 스윗 걸 서스윗. 서스윗. 아니 서영은 아니고 서스윗. 서스윗. 뒤에 배경도 너무 예뻐. 음. 잘 음. 어울려. 다음. 다넥 너무 예쁜데 오늘? 부리더. 실언니. 리더. 아, 캡처. 아, 캡처. 오 예뻐. 예뻐. 아. 부심 차오른다. <laughs> 케프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맞아요. 네. 우리 오늘 멤버들은 어땠어요? 저는 아. 너무 재밌긴 재밌었거든요. 네. 떨리긴 했는데 떨렸어요. 긴장해요, 긴장. 맞아요. 긴장해요. 저는 오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케플러 진짜 예쁘고 진짜 잘하는구나. 네. 아, 짱플러 예쁘지 않아요? 짱플러 너무 짱플러 너무 역시 케플러 어. 팬 팬이세요? 사인 부탁드립니다. <laughs> 사인해 주세요. 짱플러 아 짱플러 부탁드립니다. 계속 라이브 하고 싶다. 음, 아,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딱 정해져서 더 팀 구호도 정해졌고 음. 리더도 정해졌고 부리더도 정해졌고 정말 우리가 케플러의 일에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음. 너무 좋네요. 음. 그리고 난 또 한 번 또 느꼈어요. 이쁜 것도 느꼈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네. 짱이에요. 네. 짱이야. 어땠어요, 희애는? 저는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재밌는 판넬 가지고 음. 공부하면서 음. 좋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아. 아.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맞아. 좋아요. 네. <laughs> 영은이? 음, 음, 저는 어, 진짜 이제 우리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음. 너무 아. 행복하고요. 네. 어, 우리 케플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연습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어, 끝까지 저희 집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네. 그리고 마지막으 그 브리더가 마지막. 응. 네. 어땠어요? 아, 일단 오늘 이렇게 리더랑 브리다 그리고 그것까지 공개를 해서 뭔가 이제 진짜 데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라이브 반사였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뭔가 저희가 진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 그리고 저희도 똑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밥 음. 챙겨 드시고 음. 잠잘 자세요. 와, 와 한국말 너무 잘한다. 진짜 한, 한국 사람 같은 어떻게 너무 잘해. 음, 말도 잘해. 부러워. 부러워잘해잘해한 명씩 더 할...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쇼팅? 음. 음, 저는 오늘 처음 유튜브 라이브 진짜 진짜 긴장해요. 음. 음 근데 드디어 우리 케플러 리더 있어요. 플리더도 음. 음. 있어요. 음, 그리고 오늘 팬 여러분들이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네. 음, 음 다음에 또 더 만나야 돼요. 아. 잘하는데요? 네. 아니요. 완전 많이 늘었어요. 네. 어, 완전 많이. 잘해. 타연이. 네. 어 뭔가 그 시작 전부터 이렇게 막 댓글들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음. 보고 음. 와, 어, 진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좀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상 소통하고 저희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예. 또 봐요. 예서. 예서. 음 저는 뭔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의 그런 얘기들을 일단 들려줄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음. 이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함으로써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 음. 라이브에서 네, <laughs> 네. 할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자주자주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팬분들과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음. 저희가 여러분들께 향해 달려가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까르. 까르까르. 저는 오늘 첫 유튜브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음. 팬분들 코멘트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아. 더 음. 재밌고 뭔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음. 커요. 음. 음 <laughs> 네. 어. 빨리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음. 그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공식 인사 또 한 번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로 와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 실수하지 말고. 오케이. 자, 네. 네. 아이 자. 마인드예요 여러분. 네. 네. <laughs> 뭐 아까 틀렸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죠, 아, 아니죠. 혹시 틀리셨나요? 아, 아. 혹시 아, 제가 외울 때까지 할 겁니다 틀리면 다시 할 거예요 네몇 번 해야 돼몇 번 해야 돼몇번 해야 돼할수 있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지금까지 캐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빠빠이. 사랑해요. 밥 먹고.